행복하다.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다. 행복한데 그런데 뽀뽀 아니 키스 가고 싶다. 무슨 일 있어요? 어? 아니야. 있지. 너는 키스하고 싶지? 어? 예주가 왜 이러지? 근데 부드럽다 나 더 하고 싶어 해도 된다는 건가? 그래 난 남자친구지 난 이해주 남자친구다 나너 좋아해. 좋아해. 망했